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구예요? 사각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또모 황예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꿈나무들 리뉴얼로 찾아왔는데요 네, 오늘은 바이올린 꿈나무들 촬영을 하러 광주 광역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왔는데요 아 오늘 꿈나무들 프로그램에 함께 해줄 게스트는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 네 오늘 설요은 양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됐는데 원래부터 또 뭐 알고 있었어요, 요은이? 네. 그럼 요은이 혹시 바이올린 언제부터 했어요? 세 살 말 때요. <gasps> 세 살 때부터 했어요. 오, 어, 진짜 오래 했네. 요은이 혹시 꿈이 뭐예요? 바이올리니스트. 아, 그럼 요은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은 요은이를 위해서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분을 모셔봤어요. 어때요? <laughs> 유은이랑 함께 해줄 바이올리니스트 분 한번 모셔볼까요? 네. 네. 반가워요.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님이 오늘 함께 해주시게 되셨는데요. 네, 또모에 약 1년 만에 함께 해주시게 되셨어요. 유은 양 말리는 거 유튜브에서 몇 개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쁘고 바린 어떻게 할지 지금 너무너무 기대돼요. 어, 오늘 갈 거예요 레슨사요? 네. 어떤 곡이에요? 라캄파넬라. 라캄파넬라. 파가니 진짜 좋아하나 보다.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가 누구예요? 파가니. 역시. <laughs>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. Thank you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공작금안밑장백이냐 그 브라보 <laughs> 아, 어려운 곡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? 아, 너무 잘한다. 제가 요은이 나이 때, 요은 양 나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시작한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 곡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. <laughs> 오, 보기 좋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해요? 거기서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음, 그러면 이 곡 안에서 그여운 양만의 이야기가 있어요?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음, 라카파넬라가 무슨 뜻인지 알죠? 종 음. 근데 그게 그냥 종일까요? 아니요 어떤 종일 것 같아요? 작은 종 작은 종, 음, 작은 종이고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 포크송이었대요. 민요라고 하나요? 폭성을 예, 이탈리안 민요인데 그 가사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<laughs> 그 인포메이션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작은 종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 같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가사들이 어떤 좀 전설적인 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디즈니 만화 같은 거 좋아해요? 조금 <laughs> 별로 안 좋아요. <laughs> 우리가 바이올린으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어, 여운양만의 스토리,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음, 지금 너무 좋았는데 네. 자,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 정답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른 거고 한데 아, 일단 이 부분은 그 종에 대해서 나레이터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약간 요런 스트로크 나요. 굉장히 부드럽게 선에 닿있는데 요런 소리보다는 종이 딱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딱 부딪혔을 때 나는 그 맑은 소리 있죠. 그래 나려면 조금 더 선 위에서 소리랑 이런 소리랑 좀 많이 다르죠.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? 선 위에서 조금 더 시작. 음. 요것도 지금 너무 좋았어. 근데 이것도선 위에서 이렇게 때리기보다는 선에서 딱 이렇게 붙여서 음, 그 다음 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, 좋아요. 이 음도 좀 더 깊게 홀이 꽤 울리잖아요. 그쵸이 홀의 울림을 한번 타봐요. 음, 좋아요. 이거는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? 이 부분을 들었을 때 뭐가 상상이 돼요? 크리스마스 응. 썰매 할때 솔로 이렇게 끌고 약간 달리는 그런 아 그건 너무 예쁘다 썰매 타고 할 때 뭔가 굉장히 즐겁지 않아요? 약간 웃음소리 생각나지 않을까요? 아,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요은 양이 너무 유연하고 지금 모든 게 다 너무 좋은데 어쩔 때는 약 조금 더 엣지한 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죠. 그러 그러니까 단계가 그 첫음부터 올라가요. 여기서부터 여기서 즐해볼까요 좋아요. 여기서는 어때요? 분위기가 좀 바뀌죠? 어떻게 바뀌어요? 좀 우아한 그런 여기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익사이팅하고 어두워지지 않았어요? 그쵸? 표정이 약간 어두워져요. 마냥 즐겁고 행복하다가 그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로 돌아봤더니 여기에서 뭔가 굉장히 재밌는 누군가가 이렇게 장난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? 여기선 좀 슬프게 여기선 좀 굉장히 알레좀 타게 아 여기가 조금 더 시리얼스하게 조금 더 심각하게 한 번 이렇게 딱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너무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하나하나 다 요은 양이 연기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사람이지만 많은 역할을 해야 돼요 어, 그 역할을 순간순간 이렇게 잘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여기서부터 그 종이 생각나게 종을 지키는 요정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선 위에서 긁기만 하면 나중에 소리가 클리어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죠. 좋아요.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바뀌어요? 음, 무도회 같은 얘기인데 스트로크 자체가 여기선 굉장히 좋았어요. 근데 이 음 이음이 너무 지금 엘레강타기만 하는데 여기는 딱 임팩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카락터 체인지를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라스트를 살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렇게. 어, 이거 너무 세게 하다가 음. 이게 이상하게 튀겨져 이상하게 튀겨져서 어, 그래요. 그러면은 그냥 컨트롤을 하되 캐릭터는 그 전에 이 캐릭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? 그거 하고 난다음 약간 더 여유를 주고 누가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웃는다고 생각해봐요. 나, 나는 정말 시리스하게 했는데 누가 뒤에서 어, 아, 여기서 도 좋아요 여기서 또 이제는 또 다른 가르트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따뜻하게 조금 리브라트 한번 해볼까요? 그 뒤에 음, 여기는 어때요? 뭐가 생각나요? 여기 뭐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느낌? 음, 음, 음. 통을 지키는 요정이 그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지 않아요?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. 여기는 조금 더 노래 느낌이 더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하게 하기보다 리버트하고 살을 어, 조금 더 끝까지 텐션을 주지, 좀 더 주는 그런 웨이로 어,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. 근데 여기 이렇게 통통 튄다고 했을 때 약간 아까 우리 처음에 이런 종소리를 한번 상상하면서 볼까요? 피치카토 어떻게 해요? 어디를 이용해서 해요? 왼손 손가락 끝에 그걸 옆으로 뜯어야 하는 위로 뜯어요?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우리 피치카토 왼손 피치카토 할 때는 밑으로도 뜯지만 사실은 옆으로 뜯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보다는 옆으로 한번 뜯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음 그렇죠 그렇죠 음, 한번 아 어, 지금 쥐선 많이 좋아졌죠 어,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피아노랑 같이 그렇죠 커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, 마지막 음을 그 코드보다 덜 주는 경우가 있어요. 양밤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요? 그게 한번 해볼까요? 그냥 화려하게. 음. <laughs>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이, 이 나이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어, 너무 정의롭다고 해야 되나? 음,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음,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냥 지금처럼 정말 좋아서 바이올린을 좋아서 음악하는 게 행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응원할게요 엄청 많이 요은이 오늘 이렇게 레슨 받아봤는데 어땠어요?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? 어떤 게 즐거웠어요?